예, 그래. <laughs> 야, 절로 비켜. 중지! 야, 애지! 아빠 핸드폰 보고 와. 절로 비켜. 중지 비켜! 야! <laughs> 그렇지! 스탑! 어, 아빠 배 아빠 배 방해하지마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아이 왜 그래 기다려 지금 뭐해? 중지! 중지 절로 가 <laughs> 야, 귀찮게 하지마 귀찮게 하지마 아이고 庆祝。 자자 아빠랑 자자 우시야 아빠랑 자자 이제 아빠 자자 哎，姐。